아, 아, 잠깐. 아, 발톱, 발톱, 발톱, 발톱. 아. 안녕하세요. 레인장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레이가 입양온 후 첫 목욕을 하는 날이에요.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에 고양이용 샴푸를 뿌려주었고요. 온도에 놀라지 않게 살짝 발끝부터 적셔 주었습니다. 레이에게는 첫 목욕인 만큼 긴장을 많이 할 것이 당연하기에 모든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잠깐. 아, 발톱, 발톱, 발톱, 발톱. 아, 아, 아, 아, 내가 합니다. 아. 아기 고양이 발톱. 무시할 것이 아니더라고요. 아, 목욕할 때만큼은요. 와, 진짜 아팠습니다. 너무 아팠어요 n 오늘은 얼굴은 안 할게 몸만 하자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얌전히 있어줘서 다행이었어요 고맙다 이 녀석 네. 아. 갈 데가 없어요. 갈데 아, 근데 지금 엄청 양하다. 오케이. 그만 좀 올라와. 대형 묘종이라 그런지 힘이. 어우 힘이 너무 좋아. 야 이거 기다려. 아휴. 드디어 샤워는 끝 몸이 왜 이렇게 말라 보이니 살 좀 치워야겠는걸 샤워할 때하고는 달리 몸을 말릴 때는 생각보다 얌전히 아, 네, 안돼 안 하네요 안돼 이제는 포기한 것 같네요 그래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이렇게 레이는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갈만 말이야 갈만 아이고 예쁘게 된다 예쁘게 말라 응. 거기다 말았어 거기다 아 아. 아. 예, 기다려 전쟁 에이 예쁘다 네. 전 개인적으로 레이가 한 발 쭉 뻗어 들어올리고 요가 자세로 구루밍하는 것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귀엽게 구루밍하는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